여러분 진짜 맛있는 치킨집을 찾아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방방파닥이라는 곳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해서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마침 아 오늘은 튀긴 거 말고 좀 구운 걸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춘봉 인생치킨이나 시켜 먹어야지 했는데 이춘봉 인생치킨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, 디서 먹지? 지코바를 시켜야 되나 했는데 마침 방방파닥에서도 구운 치킨을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켜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 그 이외에도 사실 맛있어가지고 몇 번 더 시켰거든요 그래서 파닭도 먹어보고 양념치킨도 시켜서 먹어봤는데 그것들이 어땠는지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시죠 팡팡파닭 먹어볼까 바닥은 오늘의 주인공 아니야 소금 양념 닭갈비 와사비 흰쌀밥 오늘의 주인공 홈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. 짠 소금 진짜 맛있어요. 감동이다. 얘는 기본 양념입니다. 양념. 이렇게. 하, 맛있겠죠? 지난번에 양념이랑 소금이랑 반반 먹었는데 매운 양념도 있어요. 매운 양념도 한번 시켜봤거든요. 얼마나 다른지 말씀드릴게요. 양념도 좀 매웠거든요. 양념이 좀 매콤했던 것 같은데 지금 먹으니까 진짜 별로 안 매워 약간 신라면보다 안 매운 정도? 매운 양념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아요 고추도 청양고추처럼 엄청 맵진 않고 그냥 좀 매운 고추 정도? 어, 땀나 매운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매운 양념도 약간 어느 정도냐면 괄돈 에넴틴이라는 라면이 있거든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비빔면보다는 매운데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데 불닭에 비하면 덜 매운 약간 뭐 그 정도?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은 요렇게 되는 요 갈비가 한 9개에서 10개 요 정도로 들어있고 가격은 소금만 시키면 2 1 0 0 0원인가 그렇고 소금 양념, 뭐 양념 이렇게 시키면 은2 3 0 0 0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일단 맛은 충분히 매우 매우 좋고 여기가 방방 파닭인데 파닭이랑 후라이드를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파닭 튀김옷에서 채소의 단맛 같은 게 나는 튀김옷이거든요 청주랑 조치원의 왕천 파닭이라고 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파닭이었어요 근데 저는 단맛이 올라오는 튀김옷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치킨은 별로였고 닭갈비만 <laughs> 시켜 먹고 있습니다 양념은 안 매운 되게 순한 양념치킨 맛인데 진짜 올드한 양념치킨 맛이었어요 여기만의 장점이나 특징이 있는 그런 치킨은 아니었습니다 얘랑 양념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청양고추랑 먹자 Thank you. 저번에 아이들이랑 같이 소금구이 시켜서 먹었거든요 여은이가 이걸 먹어보더니 아그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보다 더 맛있다고 이게 여은이의 1픽으로 올라갔습니다 고, 고추냉이 이거 아니 고추냉이를 여기서 치킨집에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소금구이 시키면 아, 오늘 구운 닭갈비를 먹어봤는데 사실 닭갈비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음식이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학교 정문 중문에 일미 닭갈비라는 닭갈비집이 있는데 거기를 대학생 시절 내내 가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닭갈비는 저렴하면서 양 많고 볶음밥을 꼭 볶아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산에 있는 엄청 유명한 닭갈비집에 가서 아내랑 한번 먹어보고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를 느끼고 그 이후로 사실 안 먹어봤는데 여기서 닭갈비를 재발견을 했습니다 또 아, 엄청 맛있다 이런 거 아, <laughs> 그래서 항상 철판에 볶아 먹는 닭갈비만 주로 먹어보다가 이제 여기서 닭갈비를 시켜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추천 아참 이거 광고 아니고 이게 청주에만 있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. 기회가 된다면 알았죠?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